요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oh 에브리바디 으아 급하다 급해 급하다 급해 으야 안녕하세요 요즘 저의 근황을 우리 콩고물 분들이 많이 궁금해 주셨기 때문에 간만에 24시 1차 브이로그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 편집하다가 영어 스터디 가기 최근에 편집자분들을 뽑으려고 지원 영상을 많이 받고 테스트 영상을 비용 지불을 한 뒤에 제 영상을 했었는데 어,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뽑는데 너무 막상 막하였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뽑았기 때문에 만약에 편집자분이 편집을 해주시는 날이 온다면 그때 공지를 꼭 해가지고 편집한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여기 뭐 났어. 갑자기 뭐 이렇게... 스터디 가기 전에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해줄 겁니다. 대충 그냥 대충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24, 11차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아. 오랜만에 찍으니까 반갑고 좀 기쁘네. 막 아, 기쁘다? 기쁘다는 건 좀 그렇고 재밌네? 아니 흥미롭다? 뭐라는 거야? 음, 됐나? 먹어볼게 이거 찍어 먹어 짜서 잠깐만 너무 큰데? 어머머 너무 큰데? 어머머 이불 이, 이불 아니야 이거? 와 엄청 커 올라있어 어떻게 먹게? 이거 이거 간장이야? 응. 자 이렇게 넣어서 원 플러스 원 8,800원. 원 플러스 원 8,800원? 홈플러스? 아니, 롯데마트. 롯데마트? 괜찮아? 음, 맛있는데? 맛있네. 우리 쭈리는 사료 때문에 입 주변이, 눈 주변이 곰돌이 색깔로 변했어요. 갈색 곰돌이가 되려나봐요. 그래서 최근에 사료를 바꿔줬어요. 사료를 이걸로 바꿔줬어요. 약간 비싸긴 해도 쭈리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틈새 정보! 강아지들에겐 탄수화물이 많은 주식이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단백질원으로 들어가는 고기가 6분 가루를 갈아서 넣은 알 수 없는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원이 생선으로 되어 있는 건 알러지 유발이 적다고 해서 바꿔봤습니다. 에어프라이기로 군 5천원짜리 만두 고추 간가득 음! 너무 뜨거워! 음! 맛있네. 꿀떼지. <laughs> 뭐야? 지금 먹는 거야? 껴야겠네. <laughs> 맘스터치 감자튀김 햄버거 살 때 안 받아와서 공짜로 하나 주셨어요 공짜로 하나 서비스까지 죄송하다고 주신 맘스터치 맛있었죠? 맛있어 소주가? 잘 매워 왜 말할 수도 있지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술 먹고 나쁜 짓을 해야 나쁜 사람이지 영어 스터디를 가기 전에 공부 한번 하고 가기 오늘은 식과 공부해오기 놀라운 말하기 와우 wow.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that.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happened to me.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밀릴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하고 있네. I can't believe you want your 로또. 뭐래? 이거 뭐야 이거? 로터리? 로터리? 로또, 로터리? 뭐래? 로터리가 뭐야? I can't believe you won the lottery. I was surprised too. 나는 뭐뭐 해서 놀랬어. 놀라운 말하기로 미드 찍기. Can I believe this is free? I was surprised to get your call. Oh my god. Woohoo. It's no wonder she's drink every night. Oh my gosh. Boom. How dare you? How dare you talk to me like that? How dare you talk to me like that? Boom! You wouldn't believe what I saw. 어, 영어를 잘하려면은 제스처가 빠지면은 영어를 못하게 되는 병에 걸렸어. 난 제스처 안 하면 안 되는 병에 걸렸어. 뿜! 은근히 이런 걸 이런 건 다 읽을 줄 아는데 있으면 읽을 줄 아는데 왜 말할 땐 말이 안 나올까? 영어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가방 싸고 됐어. 준비 완료. 출발. 저희 저희 집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 고층에서 1층까지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불참사,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계단 오르내리면 살 빠질 줄 알았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 무릎만 나빠지고 아 무릎 아파 그냥 연골 닳는 기분. 쓰레기 정리하고 가방 옆에 두고 자 안전벨트 메고 좌우 확인하고 백미러 다 하고 항상 확인하고 좋았어 좋았어 브레이크 밟아주고 브레이크 밟아주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자 갑니다잉 <clears throat> 어색한 운전하는 모습 여떠여 채널 최초 공개 운전하는 모습 대공개 시집이라 써도 되나요? 한국에서 되겠죠? 모르겠어 잘하신 것같습니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laughs> 나랑 같이 게임 해줄 수 있니? 나랑 같이 게임 해줄 수 있니? 아직 조심스럽다. 만져봐도 돼? 네, 손? 어? 손? 어요 손? 살짝 아이고 손, 손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Right I mean, do you go on the roller coasters with No, just festival okay. So they offered you to to advertise the for the marathon What do you get? 뭘 위해서 만든 거죠? เป็นยังไงไม่ตายแล้วFollow oh, tech video upload uploaded Hillary herself herself herself and edit herself. Mm-hmm. Oh, good. She have a many pen. No. 노노 음. 콩고물 <laughs> 왜요? 영어 발음으로 굴려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콩고물을 영어로 몰라서 빈 음. 빈... 빈 가루, 가루가 뭐지? 그 더,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 아, 빈 파우더 빈 파우더 아, 네. 텔 매니 빈 파우더 빈 파우더 빈 파우더 because I'm AKA 인절미 Oh, yeah, 인절미. Why do you have that specific? 어, yellow base, 어, long long 어고 I'm pet. Okay. 약간 통통했다. 네. 차비. 차비? 차비. 차비. C H U B B Y. I'm 차비. 여기 좀 살쪘대. 응? 살쪘어. 아이고 시끄러워. 너못 어? 받아 먹네. 자, 너 뭐 받아 먹을 수 있어? 야? 못 받아 먹네. 아, 어,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맛있는 냄새 나는데? 좀누어먹네래 부셔 먹자. 나눠 먹으세요. 자.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이핑. 일로 와. 엄청 크다. 어, 어, 어, 어. 일로 와서 찍어. 와, 너네 며칠 만에 매출이야? 고고! 어, 계단 내려가네? 아니에요? 아, 네. 줬어. 줬어요? 에이 속았다. 빨리 들어. 어, 들어가. 주인을 알아보네. 닫을게. 오! 어 연다. 다, 다시 해볼까? 어, 이때 닫아야겠다. 아, 계단 오르는 게 제일 힘들어. 오늘 하루 스케줄 중에 계단 오르는 게 제일 힘들어. 어? 야 지우셔가지고 야너 딱 걸렸어 또 또 또 쓰레기 뒤지려고 각 대고 있었어 문 여는 것 봐라 렌즈를 어, 아 이런 초코색의 렌즈를 꼈어요 초코색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핸드폰으로 <laughs> 핸드폰으로 찍는 중 그 저는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굿나잇.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